anitas. Las anitas. Vemos. 이런 걸 좋아하네 멕시코 스승이 음. 멕시코 스승이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음. 그, 그런 그막 음. 막 연인이랑 작별할 때막 어, 기차 여기서, 타고 막, 여기서 뭐배 타고 작별한다 막 그런 진중한 영화 그런 거 어. 촬영할 때 적었잖아 아 그랬어?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sci-fi 영화 중에서 음. 블레이드 러너라는 음. 영화가 있는데 음. 80년대 그것도 뭐 미래를 배경으로 음. 하는 빌딩도 유명한 빌딩이지